근데 온기가 맞아? <laughs> 나 이런 이미지 맞아? 이런, 이런 구조 맞아? 안녕하세요 단원의 제시예요 오늘은 요즘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한 맛있는 레시피가 있더라고요 틱톡이랑 SNS에서 팬케이크 시리얼이라는 걸 봤는데 어? 이거를 좀 단호한 건강한 버전으로 만들면 좋겠다 라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반 하얀 밀가루는 저는 통밀 현미 믹스로 대체를 할 거고요 우유 대신에는 현미 귀리유 그리고 버터를 넣는 대신에 올리브오일 약간 쓸 거고 설탕 대신에 데이트 시럽 이랑 그리고 달달한 맛이 나는 과일들로 단맛을 채워보려고 해요. 근데 이 모든 것을 바쁘신 우리 단오분리들의 아침에 따라할 수 있게 실질적인 다이어트 팁을 드리기 위해서 5분 안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할 수 있겠죠? 할 수 있겠죠? 그럼 5분 제가 잴게요. 시작! 이거를 일단 섞어야 되니까 찾아야 되고 힘들 거예요. 얼마나 넣어야 되지? 아 이게 그 간혹 팬케이크 믹스로 하면은 빠른데 지금 집에 그게 다 떨어져가지고 말하는 순간 3초가 지나고 있습니다. 아 말도 안 돼. <laughs> 잠깐만요. 넣고 이거를 얼마나 넣어야 되지? 돈이 많이 나 돌이킬 수 없으니까 일단 아, 밀을 해놔야겠다 자 1분 지나고요 1분이라고요? 목소리가 커지네 어? 근데 이게 잘 양이 좀 적은데? 아니 근데 양을 얼마로 하러 가야 되니까 조금만 만들면 되잖아 합리화를 하고 계시는 시점에 1분 3초가 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굽는 장면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잘하면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? 제가 요즘 양으로 빨리 하는 건 잘해요 양조절이 좋아요 자 드디어 팬케이크가 구워지고 있습니다 3분이 남았고요 근데 풀어드릴 시간으로 빼주시면 안 될까요? 어 2분 20초 남았어요 2분 20초요? 그러면 1분 <laughs> 자 반이 지나가고 있고요 벌써 네, 구워지는 동안 그러면 이제 보 같은 게 닿는 거 이걸로 할까? 네 그치 그치 그치 아, 어. 이거 어. 좀 작을 것 같은데? 세상에 1분 남았어요. 아, 안 돼! 처음에 이거? 이걸로 그냥 할게요. 오, 냄새가 좋은데? 오, 저 친구 타는 건 아니겠죠? 일단 하지만 원래 이렇게 불맛이 나는 게 맛있어요. 자, 이번엔 불맛 합리화에 이어서 지금 30초가 지나고 있어요. 20초! 아니야. 뭔가 잘못했어. 아니야. 어? 어, 널 5, 4, 3, 2, 1, 땡! 연기가 많이 나네요. 여기다가 이걸 부는가? 왜, 왜 이렇게 연기가 나지? 약간 <laughs> 빡쳐. 나 뭐 이런 이미지 맞아요? 이런, 이런 구조 맞아? <laughs> 맞아요? 상쾌가 싫어요? 제가 왜 실패했는지 분석을 해봤어요 일단 숟가락 너무 큰 거를 써서 이게 크니까 늦게 익어 그래서 저 이번엔 티스푼을 쓰려고요 아, 그리고 불 조절을 못했어요 또 이번에는 좀 약한 불에 해가지고 불맛이 좀 덜 나게 좀 불맛을 좋아하긴 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제가 이제 오븐을 네. 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! 이번엔 그냥 눈대중으로 아왜 이렇게 안 나와 가루를 담는데 20분을 사용하셨고요. 어? 뭐, 뭐가 떨어져! <laughs> 잘 닦고. 아니야. 진정. 더 닦여야 되나? 코, 코, 코. 더 줄여야 되나? 3분 30초 남았습니다. 됐어. 3분 남았습니다. 여기다 담을 거고요. 아우 이 단호박가 좀 빡빡하네 안 탔어 이번엔 진짜 잘 익었어요 2분 남았습니다 네 이걸 작게 해야 되는구나 핵심은 티스푼이었어요 이거 뒤집는 것도 이제 겁나 빨라요 그럼 단어 분리를 누구나 도전할 수 있을까요? 예예예 예, 예. 예. 가능할까요? 가능합니다 이런 느낌? 어때요? 더 작은 그릇에 담을까? 너무 없어 보이니까 그릇을 고민하는 순간 1분 남았습니다 아니 아까 이 그릇이 더 예쁜 것 같아 <laughs> 예쁜 게 더 중요해 자 이게 딱 하이라이트죠? 어, 오일인데 그거 오일이에요 오일 진짜 아니에요 감사해요 <laughs> 큰일 날뻔했다 이런 느낌 맞죠? 시간 30초! 오, 사, 삼, 끝! 이, 일. 와. 2차 도전 성공! 이거 뭐 맞아요? 아, 이렇게 해서 2차 시도만에 팬케이크 시리얼 단호하고 5분 만에 할 수 있는 버전으로 도전을 성공했습니다. 비교를 위해서 첫 번째 실패작 버전을 같이 볼게요 <laughs> 일단 얘는 크게 너무 커 그러다 보니까 불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가운데가 바삭하게 익었어요 물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취향 따라 약간 태워? <laughs> 태워? 약간 이렇게 노릇하게 구워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음 맛은 있어요 음. 이거 끝나고 이번 성공작 성공작은 사이즈가 더 작아졌어요 그래서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티스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티스푼으로 하시는 게 더 좋고 더 빨리 익고 바쁜 아침 시간에 만들기도 쉬워요 바나나 음 맛있네 하얀 우유면 비주얼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우유도 있어요 근데 우유를 안 쓰고 얘를 쓴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당불내증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또 아침 메뉴고 하니까 저지방우유를 써도 소화하기 힘드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현미 귀리 음료는 유당불내증 이 있어도 훨씬 소화도 잘 되고 칼로리도 훨씬 낮고 그래서 저는 진짜 여기서 아무것도 안 먹으면 도저히 잠이 안 올 것 같아 이러는 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유보다는 이거를 마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사용했고요 잠깐 홍보 좀 할게요 <laughs> 제가 홍보를 하자면 <laughs> 단오절 행사 중이잖아요 지금 우유 못 드시는 분들, 채식하시는 분들 다이어트 하는데 우유는 좀 칼로리가 부담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번 기회에 꼭 쟁이세요 꼭 언제 또 할인할지 모릅니다 음. 음 근데 진짜 맛있어요 약간 데이트 시럽이 가라앉으니까 이거를 섞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다 맛있죠? 음. 되게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있는데 뭔가 살찔 것 같아요 그래서 단호 언니의 버전을 보고 싶어요 하는 음식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또 제가 한번 이렇게 챌린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안녕 <laughs> 잠깐 <laughs> 잠깐 홍보 좀 할게요 어떻게 해야 되지? 1년에 <laughs> 딱 한 번 있는 단호절 때는 50%까지 할인하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한번 꼭 확인해보세요